벤 요거 트윈 테이블을 <clears throat> 커플 벤치를 만들 예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어,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커플 두 분이 앉으시기에 딱 좋아할 정도로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<clears throat> 자재는 미리 이렇게 다 재단을 해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거 기초 첫 샘플 만들 때 사이즈별로 이제 재단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립을 한 영상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뭐 기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바지 각도는 조절을 하셔도 돼요 저는 이게 22.5도 날린 거고 첫 번째 만든 밑에 거는 15도 날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해서 각도를 22도 하면 그만큼 내려가고 15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조절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트윈 벤치에 여기가 왜 비어졌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요걸로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. Thank you.